이제 케이스를 열어 안을 두 번째 게임은 설탕 뽑기입니다. 선택하신 모양은 여러분이 뽑아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제 케이스를 열어 안을 확인해 제 게임은 설탕 뽑기입니다. 선택하여야 할 모양입니다. 제발.